송지효는 날씬한 체형과 작은 얼굴 때문에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지만 168cm의 큰 키와 53kg 정도의 체중으로 전체적인 비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며 얼굴과 몸매 모두 top class로 평가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참고로 어릴 때는 어깨가 좁아서 별명이 추파축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준급 실력을 가진 웨이크보드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과거엔 여름만 되면 청평 등에서 몇 달간 웨이크보드를 탔다고 합니다. 2009년엔 송지효와 함께 웨이크보드 타기 이벤트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편인 그녀는 스노우보드, 권투, 태권도 등의 운동을 배웠고 스킨스쿠버 자격증도 있다고 합니다. 송지효는 술을 엄청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회식 자리에 오면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소주를 잔에 따르지도 않고 병나발로 마신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회식한테 들어오자마자 소주병을 따지도 고 마셔야 된다. 자기가 좀 맞춰봐야 된다고. 친동생의 말에 따르면 술을 마시면 엄청 수다쟁이가 되는 주정이 있고 밥상을 술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냥 개가 된다고 합니다. 런닝맨에서 보면 김종국과 이런 모습 이런 모습 포착되며 정말 사귀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김종국이 카이스트에서 강연했을 때 송지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었고 최근 김종국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차점을 받아 열애설을 넘어 결혼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는 말은 고맙지만 김종국과는 런닝맨에 오랫동안 같이 출연한 가족 같은 관계로 연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지효는 런닝맨 멤버들에게 항상 놀림을 받는 친근한 이미지이지만 여자 중학교 동창이었던 가수 영지는 학창시절에 송지효를 보기 위해 전교생이 복도에 줄을 서서 구경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마음먹고 꾸몄을 때는 그 모습에 놀라는 사람이 많은데 지석진은 시상식에서 송지효를 볼 때마다 너무 낯설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유재석 또한 실물이 가장 예쁜 연예인으로 송지효를 뽑기도 했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김종명 씨는 송지효의 얼굴은 이마 중간 하관이 황금 비율이며 얼굴의 비율과 각도를 근거로 진짜 예쁜 얼굴이라고 인증했습니다. 참고로 성형외과 원장은 김종국의 친형입니다. 중국 언론 매체 신원넷에서는 성형하지 않은 한국의 자연미인으로 3등 이보영, 2등 수지를 제치고 송지효를 1위로 뽑기도 했습니다. 송지효는 별명으로 돌지효 담지효 등이 있는데 유행을 잘 모르고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낸다고 해서 생긴 별명입니다. 런닝맨 촬영 도중 SNS를 하지 않는 유재석과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을 몰라 애를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과거 인터넷 게시판에 그녀에 대한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무렵 충격적인 글을 접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몸팔지 말라는 악플이 있었는데 그 글을 남긴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으로 밝혀져 더 상처를 받았고 이후로 인터넷에 접속하기가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그녀는 2020년부터는 자주 활동하는 편이고 현재 팔로워 수는 약 340만 명입니다. 송지효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거나 귀신 같은 것에도 겁을 먹지 않을 만큼 담력이 강한데요. 하지만 알 수 없어 실제 성격도 보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배려심도 많은 성격이라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챙겨주는 편이라고 하는데 배우 이성민은 온갖 경조사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같이 출연했던 이엘도 송지효의 세심함에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예뻤던 송지효는 고등학교 때부터 캐스팅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다 거절했었고 대학생 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시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2001년 패션 잡지 키키 모델로 데뷔했고 롯데리아, 설록차 등 각종 광고에 출연했습니다. 7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출연한 여고괴담과 MBC 드라마 궁에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송지효는 영화 쌍화점이 흥행한 이후 출연한 패밀리가 떴다의 게스트로 출연했을 때 어설프게 춤을 추었던 포미닛의 하기슈 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패밀리가 떴다의 후속작인 런기도 했습니다. 송지효는 1981년 8월 15일 생으로 드라마에서 만난 동갑내기 이동욱과 절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쌍화점에 같이 출연했던 조인성과 강동원, 전지현 등과도 같은 나이입니다. 그녀는 런닝맨 출연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순피어워즈에서 여배우 부분 1위를 차지하며 2015년 올해의 여자배우로 선정되었었고 송지효가 모델인 신세계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는 그녀의 인기에 힘입어 세달 만에 면세점 매출을 10배 상승시키며 첫특자 전환에 성공한 후 탑급 브랜드로 성장했고 2019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빌위비위에서는 송지효 태그 동영상이 모든 여자 연예인들을 제치고 역대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송지효의 이상형은 목소리가 멋진 남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